이번에 카지한가요?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비었던가? 네, 비. 오케이. 자, 첫 번째로 배운 거 띄우고요. 일단 바로 안 되니까 아, 연습 해보도록 할게요. 치고, 어, 막네? 할줄 아는데? 네, 이런 식으로. 오, 야, 이번 좀 하는데요? 오, 야. 야, 너 뭐하니? 야, <laughs> 이분, 저분 당황했어요. 나도 스킬 쓰면서 당황했는데, 아, 저분도 당황했다. <laughs> 나 배운 대로. 오야, 카즈야. 아, 이게, 우와, 프레임이 더 센데? 알려준 대로 하단, 하단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. 어 콤보 아이씨 <laughs> 지금 저분 날아가려고 했어 아 더블 콤보 아 예, 역시 콤보 처음부터 바로 번호는 안 될 것 같아요 어 날아 어, 야, 야. 야, 걸렸어, 걸렸어, 걸렸어. 빼박이야. 아, 잠깐. 야, 이게 걸리면 어떡해. 나도 모르게 나가버립니다. 네. 느낌 안 좋아. 안 돼! 타차! 아차! 이겼다! 아싸, 이겼다. <laughs> 아, 아, 니요 아니에요. 허접스러웠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어, 요시미츠. 외계 생명체로 변해가고 있죠. 그죠? 럭키 클러에. 자, 들어갑니다. 왼발. 왼발. 어, 이건 걸리네요. 어, 이거는 좀 교육, 교육의 힘입니다. 교육의 힘. 맞아 아야 형님 오야 오야 아, 일단 음 배운 대로 너이 친구 자니? 뭐야? 이거 뭐 하는 거죠? 혹시 게임 끄는 거 아니야? <laughs> 왜 이래? 뭐야 이분? 어? 이분이 이상해요 혹시 뭐 전화가 들어왔나? 자? 이분 이분 왜 플레이 안 해요? 아 이분 재미없다. 야 뭐야 이분 이분 안 하고 싶었나 봐요. 아 그럼 빨리 일어나서 빨리 죽어 죽기라도 하지. 카지야입니다 카지야. 아까 그분인가요? 뭐야 왜 한명 없죠? 어 렉이 좀 있는데? 아 이건 또 아이파이야 와이파이 뭐야? 아 와이파이 뭡니까? 아 와이파이랑 정말 안 만나고 싶은데 여기 한번 넣고요 일어나 마무리 오! 저 배운 거 써먹었습니다 배운 거 어, 배운 거 한 번 써먹었어요 원투투 원투투 친 다음에 다리로 치고 오 야 이건 안걸렸네 그럼 나도 똑같이 야, 얘 봐라 야 오! 오! 뭐야 얘 갑자기 왜 이래 안되니까 치다 하단 운영하네 야 이게 왜 나가 아 <laughs> 여기서 아 여기 여기서 꼬이고 있어 꼬이고 꼬였어 꼬였어 <laughs> 아니 두번 두번쓸 마음이 없었는데 오케이. 어싸! 마무리! 아, 그래도 배운 보람 있어요. <laughs> 그래도, 아, 저 와이파이 정말 싫어. 나 와이파이 뭡니까? 아, 녹티스인가? 녹티스? 오늘 대충 하는 거 봐가지고, 제가 이제 많이 품목 뭐, 그좀 딸린다 싶으면 연습해야죠 연습 좋아 어, 다섯 방이 있었구나 오케이. 뭐야? 여기 조금 맞아? 뭐야? 오케이 오케이 아, 야! 아, 야, 씨! <laughs> 이게, 어디서 왜 맞니? 야, 야, 잠깐만, 잠깐만. 오, 데미지 이렇게 많이 달아? 아싸 마무리 좀 깜짝 맞자 어 이거 계속 걸리는데? 야 칼! 칼빵 너무한 거 아니니? 오케이 오케이! <laughs> 하하 알려준 것 좀 써요 잠깐 알려준 거 다 까먹었어 지금 내 머릿속에 하루 종일 지금 오 뭐야 뭐야 이거 방금 오 방금 뭐 쓸 뻔했어 야! 야 잡기는 반칙이야 야 이 지치 뭐 이런 치사 녀석이야 이거 야야 나 이쪽은 이쪽 잘 못해 오 아싸 nice! <laughs> 아 어렵다 알려준 게 하나씩 하나씩 기억이 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깜찍길래 철권 Seven이었습니다.